피어나는 꽃, 눈물을 보이고 약해지는 마음, 강해지는 법 Real ones live forever what you're looking for 피어나는 꽃, 눈물을 보이고 약해지는 마음, 강해지는 법 피어나는 꽃, 눈물을 보이고 약해지는 마음, 강해지는 법 자라나는 건 때로는 외로움 살아남는 건 때로는 괴로움 Will once live forever What you looking for 여기 너무나 공허해 던져 질문 또 죽음과 삶의 문턱 누군가 매달렸을 걸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줘 피어나는 곳 눈물을 보이고 약해지는 마음 강해지는 법 자라나는 건 때로는 외로움 살아남는 건 때로는 괴로움